댓글에 달릴 것 같아서 어. 말해드려요 해제 아... 성민이가 코를 때려가지고 코 박살내갖고 코 수술했습니다 잠깐만 어. 아, 코 제가 잘 지난주에 수술해가지고 이제 한 10일 정도 됐나? 붓가 아직 다 덜 빠져서 보시기 불편하다 <laughs> 죄송합니다 배지의 오우잖아 버킷, 리스트 한 4년 전에 사실은 코하러 갔는데 그정기 끼고 있어가지고 그정기 빼고 오라 하더라고 잘 먹겠습니다 음. 너무 뻑뻑하면 아, 이렇게 숨을 조금 나와서 먹어. 진짜 집 좋다. Schwach. 하다가 요새 촬영을 안해다이거 더쭉 줄 더줄게 있어 좋다 음

탕수육 진짜 생일에만 먹었는데 언니 몇 살이야? 응? 언니 몇 살이야? 뭐? 탕수육 월차 안 먹었잖아 어제 생일에 탕수 먹었어? 생일 때아 그렇지 생일 때 먹었지 생일 생일, 생일 때 먹었다고